스피드백 연습을 해볼까? 연습게 자꾸 될판데 스피드백 끝 더미 아 세게 해야 되네 세게 살살 살살 치면 이렇거든 근데 세게 있는 끝에 솔도 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이팅을 하려면 내가 죽을 똥살똥 휘둘러야 된다 이거네 내가 좀 쉬운 걸로 하자 내가 죽을 똥살똥 휘둘러라니 Keep it clean at all times, protect yourself at all times, and what I say, you must obey. Good luck to both of you. One, two, three, four, Ladies and gentlemen, going to the scorecards, the judges have determined by unanimous decision your winner is the red corner. 원래 세게 The thrill of the fight 이겼어 여기까지 하자 이거 한번 뭐 하려면 완전히 개지치겠습니다. 체력 빼는 데는 이 게임이 마구 휘두르는데도